아이고 무서워라

두두 <laughs> 아이 컨택 좀 누누 춥지 않았어

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 야행성들 누나 있다 없다? 와 얘네 진짜 잘 노네 어디 누나를 음 귀여워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